이거 올려 먹으면 버거 아니야? 맞지 버거지 우대갈비 버거 빵 위에 고기 얹고 소스를 이렇게 넣는 것 같아요 아, 아. 소개팅 나온 빵이랑 네. 마늘까지 올렸어요 마지막에 어머 오 아, 아이고 맛있겠다 스프에다가 아니 계속 그, 잠깐만 소영이 뭐가 붙이는 어머 스프 아니야? 왜? 스프에다가 스프에 찍어서 저 조합은 모르겠는데? 약간 크리미하고 크림 파스타처럼 좀 고소하잖아요 네. 돈가스를 스프에 찍는 것처럼 그 조합이 괜찮을 것 같아요 고기가 적셔졌어 음. 너무 맛있어 얘들아 먹어봐 진짜 퐁듀네 너무 촉촉해 와우 이거 먹으니까 진짜 어. 그 버섯의 그 풍미도 더 느껴지고 버섯 향이 싹 뺐다 아, 어 진짜 와 그냥 소스 같다 완전 음 근데 고기도 막 촉촉하게 만들어주고 맞아 너무 촉촉해 어머 수양 봐 수양 봐 어머 어. 된다고 된다고 뭐야 뭐야 뭐야 와 우와 우와 우와 수양이다 얼마 전에 임플란트 했거든요 이거 먹으니까 진짜 뽑히겠는데 어머 어머 한번 줘야 돼요. 박금남 그, 그분께서 놀라시겠는데? 어, 맞아, 오, 진짜 놀라시겠다. 스타일. 수다, 수다. 잠깐만, 지금 뭐야, 계속. 쭉 뜯었어, 신주를. 진짜요? 와. 어머, 신박하다. 와, 어머. 음. 진짜야? 상상이다. 갈비찌개다, 갈비찌개. 그러니까 이게 면치기가 아니라 우대갈비치기예요. 아. 3분의 2가 들어갔어. 아, 야 진짜 제대로 먹는다. 대단하다. 정말 멋있다 멋있어. 자 이렇게 해서 우대갈비 각 1접시씩 클리어. 그래서 장갑 줬어. 장비 줬어. 아, 장비. 이제 들을 때 됐지. 연주회를 한번 해볼까? 고귀하게. 잘 먹겠습니다. 그러니까. 오! 진짜 잘 보여. 요 어머, 진짜. 어머, 어머, 어머. 만화 보는 것 같아. 웹툰 보는 것 같아. 칼라틴이랑 아, 먹으니까 더 깔끔하다. 음. 응. 이건 그 굽기가 같아. 음. 와, 와 이거 부드야? wow.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아미 아미 아미 아미 어머 아미 땡. 봤어? 오야 나 야생 동물인 줄 알았어. 아니야 갈비 비싼 거야 왜 이렇게 싼티나게 뜯어 wow. 뜯어 먹을 때와 잘라 먹을 때 맛이 달라요? 아 뜯어 먹으면 일단 더 크게 먹어지잖아요 네. 육향이 네. 싹 퍼지면서 그걸 못 느껴봤어 그러면 이렇게 잘라서 먹으면 잘라서 부정적. 먹으면 약간 저기 뜯어먹는 거못 너무 뜯었어. 현실이야 부정교야 진짜? 저 단무지도 못 잘라요 어. 뜯어먹을 때 이걸 딱 뜯으면서 얘랑 나와의 싸움을 해. <laughs> 싸움. 싸우면서 얘도 모르게 나한테 내줘 육즙을 쭉. 어. 그럼 이와중 뜯으면서 육즙이 오히려 잇몸으로 착착착착 던져. 이렇게 있다가 줄다리기에서 이긴 것처럼. 아시죠? 이 쾌감 모르죠. 어, 맛만 느끼는 게 아니라 쾌감이 있어.